우리 유정이가 상추를 좋아해가지고 자, 갑시다 향, 상추의 요정 어, 근데 나못 봤어 비비지 말고 넣어야 안 맞았나? 어 괜찮은데 아 내가 너무 의식했다 괜찮아요? 유정씨? 빨리 빨리 빨리 갈게요 쓰고 야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? 너 나만 잘 쓴대 야 괜찮다 어, 괜찮다 이거 진짜 리해요 진짜 리해요 어, 진짜 괜찮다 야 괜찮다 지금 어, 상추를 거의 뭐한 온갖 네. 상추가 한 포기는 먹은 것 같고요 네. 이 틱톡에 진심인 저의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네, 이게 재미 이게 유정이가 계속 더 재미를 위해서 맞아요. 앞에 분명히 조금 나쁘지 않은 영상도 많았지만 더 완벽한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, 찍었으니까 이 영상이 네. 또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틱톡도 보시게 된다면 네.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세요. 약간 저 틱톡 이거 웃긴 거 올리고 네. 여러분들의 후기 보는 거 되게 좋아.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.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. 여러분들의 후기는 제가 틱톡 찍 때더 망가질 수 있는 용기 어? 주시는. 우리 우리 망가지금 금지당해가지고. 아. <laughs>